hi hi hi 패치 읽어주는 요정 달짱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 시간으로 12월 8일부터 진행될 레이더스 수집품 이벤트 및 패치노트에 대한 영상입니다. 패치노트는 밸런스 패치, 버그 수정, 그리고 조준선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될 이번 레이더스 수집품 이벤트 앞서 영상에서 언급했던 epic 기요미 금전무기 나와요! 이름은 Energy Reader로 24개의 레이더스 수집품들을 모두 모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대략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해요. 레이더스 수집품과 함께 구매 가능한 한정 판매 스킨들도 출시됩니다. 총 12개의 스킨과 스킨 bundle을 판매할 예정인데요. 레이더스 수집품에 포함되는 레버넌트 bundle과 왓슨 bundle은 2주 동안 고정으로 판매하며 나머지 10개의 스킨과 스킨 bundle을 일주일 간격으로 로테이션하며 선보입니다. 또한 배지, tracker, 스킨, 총기 부적 등을 얻을 수 있는 챌린지도 진행될 예정이니 열심히 해보자고요. 여담으로 라이프라인 Breach and Clear 정말 예쁜데 한번 잡숴봐. 다음은 패치노트입니다. 이번 패치는 nerf 소식과 버그 수정 소식이 많네요. 먼저 밸런스 패치 소식입니다. 시어의 전술 스킬이 시전하고 폭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6초에서 1.4초로 줄었습니다. 미미한 buff 소식이죠. nerf 소식입니다. 부착하는 재미가 쏠쏠하던 투척무기의 왕 아크스타 부착 슬로우가 삭제되고 난 뒤 부착된 상태로 내 품에 달려드는 적들에게 도망가느라 힘드셨죠? 부착 슬로우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만 기본 부착 데미지가 30에서 10으로 줄어들고 실드가 있는 적에게 부착했을 시의 배율은 3배에서 4배로 늘어나지만 기본 부착 데미지가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최대치가 90에서 40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아크스타 포괄 범위 안에 있으면 모두 같은 시간 동안 느려졌었지만 nerf 뒤에는 폭발 중앙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여 지속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폭발 중앙에서 가까우면 더 느려지고 멀면 덜 느려지게 되는 거죠. 제작기 소식도 있습니다. 스나이퍼 탄약, 샷건 탄약, 화살은 1.5stack을 제작할 수 있었지만 1stack만 제작할 수 있게 수정됩니다. 다음은 세상의 끝에 위치한 핫플레이스 Big Maude. splatter탄 무기들 덕분에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었죠. 이 splatter 탄의 탄창 증가가 제거됩니다. 빠른 재장전은 그대로 유지되니 아직은 쓸만할 듯합니다. 버그 수정 소식입니다. 레전드부터 볼까요? 이번 시즌 크게 주목을 받았던 왓슨. 하지만 버그가 참 많아서 쓰기 까다로우셨죠? 드디어 몇몇 버그들이 수정될 예정입니다. 코스틱의 궁극기나 아크스타를 요격하지 못했던 pylon과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던 fence. 이런 버그는 이제 안녕! 귀여운 왓슨의 시대야. 다음은 애쉬. 조용해서 잘 들리지 않던 애쉬의 궁극기 소리가 조금 더 커질 예정입니다. 또 몇몇 스킨이 깨져서 격자 무늬로 보이던 것도 수정됩니다. 레전드 버그 수정 소식 마지막 발키리입니다. 발키리는 패시브인 jetpack을 쓰고 난 뒤 jetpack 손잡이가 남아있는 버그가 아주 거슬렸는데요. 이 손잡이 버그 및 레버넌트의 궁극기를 받고 skydive를 하면 생기던 버그가 수정됩니다. 아레나 사식입니다. 아레나는 총기, 수류탄, heal 아이템, 스킬 등을 포인트로 구매한 만큼 쓸 수 있죠. 하지만 시어의 전술 능력은 cooltime만 지나면 쓸 수 있던 버그가 있었습니다. 악용 가능성이 높던 이 버그는 수정될 예정이에요. 또 재접속이 가능한 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며 탄약, 관전 및 상점 UI 누락 버그 역시 수정될 예정입니다. 부가 버그 수정 사항입니다. 보섹 bow에 다른 조준경을 장착해도 iron sight가 보이는 버그, 볼트 battle pass 스킨의 소리 및 효과 감소, 로바 edition을 구경한 뒤 store tab을 이용할 수 없는 버그, dive trail 보상이 제공되지 않던 버그 등이 수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준선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서 노란색 조준선은 갖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어서 색약 모드를 썼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에이펙서들에게 희소식이 될 듯합니다. 미리 보기를 보며 색상 및 밝기 조절이 가능하지만 너무 어두운 색은 선택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RGB 값을 수동 입력할 수도 있으니 본인 취향에 맞는 색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찐막! 이번 시즌 세상의 끝에 Winter Express 기차가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쭉쭉! 이상 에이펙스 요정 달짱이었습니다. 바이바이바! 바이 바이.